<laughs> 쿠키의 Bye. 야 꼬리 보야 쿠키야 여기 여기 아 너무 귀여워 쿠키야 귀여워 <laughs> 아유 아가 <laughs> 봤어? 봤어? 깃털이? 거기서 이제 놀아